인간끼리는 말로서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행동으로 가르치지만 천지는 말을 못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기에 병을 보여주고 냄새나 악취로 알려줍니다. 세균은 바로 천사입니다. 충치균은 이빨 닦아라고 보낸 천사입니다. 입에서나 몸에서나 나는 냄새도 사람들에게 씻으라고 보낸 천사입니다. 암도 인체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전령천사입니다.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도 몸살이나 감기 등을 줘서 인체에 위험 신호를 주는 전사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리기 쉽상입니다. 1단계 감기, 2단계 몸살, 3단계 염증, 4단계 암입니다. 이런 단계별 천사를 보고도 모를 때 더 높은 천사가 바로 고통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대장암이 걸리면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위궤양, 식도염, 위암에 걸려도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덩치 좋고 평상시 감기안 걸리다가도 야근하다가 또는 과로하다가 순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은 석유를 너무 많이 뽑아내지 말라고 괴롭다면서 지진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질병에서 질은 뇌, 하늘, 정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해당되고 병은 몸, 땅, 육체, 눈에 보이는 것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상 있으면 정신질 환자라고 하고 몸에 이상 있으면 병자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천지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